你做。 스물네, 스물다섯, 스물여섯, 스물일곱, 스물여덟, 스물아홉, 서른, 서른하나, 서른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, 아홉, 열, 열하나, 열둘, 열셋, 열하나, 열하나, 열하나, 열하나, 열둘, 열셋, 열넷, 열다섯, 열여섯, 열일곱, 열일곱! 열려봐 빨리빨리 20초 열어 뭐야 뭐야 뭐야 뭐 있어 떨어졌어 얘들아 오빠들 빨리 여기 도와줘 여기 도와줘 여기 나는...